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고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은 어떤 이는 왕 되신 주라고 하는 그런 에, 예, 제목을 예,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93편 말씀부터 100편까지 100편까지 예, 93편 말씀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정시 신정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예, 사실을 시로서 표현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립니다 여러분 <clears throat>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김일성. 김일성이요? 네. <laughs> 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laughs> 네, 전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쪽에 사시, 사시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참. 그 우리나라의 역대로 많은 대통령들이 계셨었죠. 네, 그 대통령들이 저마다 아마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겁니다. 통치했을 겁니다. 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뭐 100% 만족하는 대통령이 있나요? 아니요. 네,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족하죠. 또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네,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 완벽함이 있겠어요? 네, 다 부족하고 뭔가 네, 허점이 있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 완전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예. 다만 어떤 때는 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안전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93편 말씀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이 네. 친히 다스리신다. 특별히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93편부터 100편까지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나라 어디죠? 천국 그죠? 네. 천국에서의 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clears throat>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네, 주일 이렇게 예, 7일 있잖아 7일 7일 가운데에서 금요일에 많이 불려진 찬송이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금요일. 금요일,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네, 내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했으면 더 좋, 좋았겠지만 오늘 읽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내일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clears throat>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 이것을 언제 이 시를 썼는가? 만일 이시 시편 9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예.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죠. 그때의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지금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93편의 표제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70인역 70인역이라고 예, 하는 헬라어 번역이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이 있는데 그 헬라어 번역에는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안식일 전날에 대한 다윗의 찬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니까 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예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전날 안식일 전날이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예. 그때에 이 에, 예, 시편을 읽으면서 그 안식일을 기다린다고 할까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읽었던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3편 참 짧죠? 예, 다섯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벗고 계시나요?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옷을 입지 않으시죠. 입을 필요가 없으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체로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옷을 입으셔야 되죠. 나 하나님이 옷 벗고 다니면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렇게 일절에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거를 예, 사람처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clears throat>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또 띠를 띠셨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입은 옷하고 다르죠. 우리가 입은 옷은 어때요? 뭐 색깔로 말하면 노란 옷을 입었다. 초록 옷을 입었다. 네. 연분 옷을 입었다. 빨간 계통의 조, 조황, 조홍 옷을 입었다. 네. 검정색 계통의 남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의 옷을 입었다. 그죠? 능력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를 띠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인간 왕은 다윗이었지만 이 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신정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아들의 문제였죠. 네,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강해서 강한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도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시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만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시대였을 거라 하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무슨 칼싸움을 잘해갖고 이겼습니까? 이 창을 잘 다뤄서 이겼습니까? 활을 잘 다뤄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자기 그, 그 뭐예요? 시냇가에서 네. 준비한 그 돌멩이, 네. 돌멩이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골리앗의 이마에 땅 하고 맞았잖아요. 그 여러분 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이 물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돌멩이를 여러 개 준비해 갖고 갔거든. 한 개만 준비해 갖고 간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준비해 갖고 갔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돌멩이 여러 개 준비해 갔어. 왜냐하면 이거 한번 돌려고 실패하면 그 다음 돌. 그것도 실패하면 그 다음 돌.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만약에 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뭐. 예.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사실. 죽을 각오. 그런데 어땠어요? 처음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갑옷을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 골리앗의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전용 골리앗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용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공격해 오면 막어이 골리앗 공격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도 저 어차피 대통령 이야 했으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어때요? 옆에서 딱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선글라스 딱 끼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러고 예, 딱 대통령 주변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 뭐예요 이게? 그 경호원 경호원 경호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가 날라왔다 그러면 딱 <laughs> 날아가가지고 대통령 대신 맞는 거예요 에? 예? 맞는 거예요 경호원 보디가드라고 그잖아요 보디가드 옛날에 보디가드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진짜 날라왔다 그러면 막 대통령을 딱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딱 보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골리앗 앞에 방패는 사람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돌려가지고 탁 던진 그 물맷돌이 <clears throat> 골리앗의 이마에 꽉 맞았다. 뭐예요? 기적이지. 네, 다윗의 실력이 아니지. 실력이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다윗은 여전히 다윗이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골리앗과 같아요. 골리앗과 같아요. 다윗이 상대해야 될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더 나라의 어떤 체계를 갖춘 그런 나라들이 다 포진해 있었단 말이에요.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생긴 지 얼마 안, 됐, 안된 나라예요. 왕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다윗 전에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 사울, 사울.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 전에 누가 왕이었어요? 없어요. 사울 전에 왕이 없어요. 사울 시대에 처음 왕의 제도가 도입되어지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가 무슨 강력한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나라일 수가 없어요 연약한 나라예요 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여전히 다윗입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과 같은 나라를 이기고 이 나라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이게 시편 93편의 고백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한 절 읽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5절 끝부분 보십시다. <clears throat>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뭐죠? 인간 다윗은 아무리 강, 혹시 또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 이 세상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영원한 은총을 받으면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시편 93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연약해요. 그죠? 다윗이 연약하다고 그러지만 다윗은 그래도 물매, 물매라도 던질 줄 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좀 던지시나요? 뭘 좀 던지시는 거 있나요? 예.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예. 그러면 다윗보다 더 연약하네.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더 매달려야 되죠? 네. 예. 더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활, 생애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생애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왕이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윗보다도 한없이 더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생애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